姐姐。 안녕 밥술이야 오늘은 돼지 껍다구 요리를 했어 껍다구 무침, 껍다구 볶음 볶음은 솔직히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나는 상큼한 무침이 더 좋지 왜냐하면 식초 맛이 돼지의 이 약간 느끼함이라고 해야 될까 아 음, 돼지 껍데기의 매력이라 하면 이렇게 차갑게 무쳤을 경우 갈수록 쫀득해진다는 거지 음. 음. 맵, 아. 아. 음, 쫀득쫀득. 음. 음. 팍 들어간 듯다시 탱! 탱! 하고 튕겨져 나오는 이 밀당의 고수 <laughs> 음. 껌 씹는 것 같구만 즐거 이거 음, 이건 너무 부드럽네 볶음의 매력은 부드럽게 살을 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은 느낌? 음 맞아 맞아 짠! 드럼 나오네